어... 오이? 코가 길어졌어요 다시 돌아온 피노키오, 피노키오 방송 제페터 제페터 제페터 제페터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 네. 거짓말, 거짓말만 할 것을 네. 선서하며 네. 자막으로는 해석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치의 오차 없이 진실을 정하지 않을 것을 네. 약속드립니다 약속 자, 못 드립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지금 시작하라. 시작하겠습니다 자, 시작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벌써 끝났네. 아, 벌써 끝났네. 벌써 끝났어. 네. 자, 오늘은 네. 여기까지 하겠고요. 자, 여기까지 <laughs> 올리 투오버였습니다. 네. 네. 그럼 안녕. 안녕. <laughs> 안녕도 하면 안 돼요. Hi. Hi. 자, 저희는 이제 곧 피노키오가 될 거고요. 네. 곧 저희를 만든 아버지는 네. 바로 바로 피노키오 방송을. 네.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.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네네. 피노키오 네. 방송을 라이브로 하면은 네. 위험하다. 맞아요. 네. 약간 위험하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? 바로 바로 오리진에 녹이기로 했다. 빠밤 빠바밤. 피노키오 방송 왔어 어, 그리고 요 어, 왜 그러냐 오늘? 자 오늘은 음. 네. 원숭이가 이자 먹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음. 여기. 여기.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 스포하는 중입니다. 네, 위험하다. 맞아요. 네.